카즈미 붙어야 되는 거야. 와, 지림. 잘한다. 잘한다. 얘는 양잡이 없나? 레드를 안 배우고 왔다. 아, 레드를 안 배우고 왔네. 어? 레드를 안 배워왔어요 레드가 뭔겨 <coughs> 와우 멋있었다 와